어딨냐 77번 머리 조심 저쪽에서 77번 저둘 중에 하나야 저둘 아! 좋아요와 구독 <laughs> 아! 어떻게 해야 되지? 섰다 좀 치시는 분들 다 튀어나오네 막 알리도 알고 독사 세류 난리났다 <laughs> 다 자꾸 막판 치킨 먹었는데 마지막에 죽인 애가 부사 재경기라고 <laughs> 아 옥상에 케 k 82번 34번 천천히 하자 천천히 번호 보이다가 잡으러 가자 92, 76 얘네 다 잡을 필요 없잖아 내가 방어가 너무 없어서 11번 간다 너냐? 아, 어 아니네 다행인 거네 구사 재경기 <laughs> 아 7땡만 있으면 돼 4, 땡도 죽었다 죽지 마얘들 6, 69번도 죽었어 다 죽는데 아 저희 가야되나 이들 끝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 돼? Y자가 다 빠졌다는 게? 부트캠프에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돼? 저 사람이야 헉, <gasps> 건너온다 사람 발견 물수진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간만에 연달아 불러봅니다. 안녕하세요. 울소님. 울소 새끼님 감사합니다. 아 여기서 싸우면 양각되는데. 피 빼자. 얘네부터 정리하 1번 레드존에 68번 다이 <laughs> 불쌍하다 <gasps> 천천히 아직 20명 남았어 77번 <gasps> 살아있어 다리 쪽에 있어 아니야 77번 잘하는 애야 마지막까지 올 거야 이쯤에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치수치면 때리는 것 같은데 누가? 올라갈까? 올라가다 죽으면 아니야 자그장 여기로 오면 걔가 와야 될 거야 괜히 섣불리 행동하지 말자 견뎌 경박사 아, 놀래라 앞자리가 7일이키일이 깜짝 놀랐어 이것 봐 어차피 가야 돼딸기미보단 집이 낫겠지? 탑의 입성 발소리 견박사 오생전7 7칠번 어딨냐 7십번 머리 조심 저쪽에 서7 7십 번저 둘 중에 하나야 저둘 쪽 아! 뭐야? 야, 너나 개피 아니야? 내일. 온다 온다 온다. 봤다. 쟤도 내 위치 봤겠지? 내가 쟤 봤으니까.